안녕하세요. 바쁜 남자 제이드입니다. 이번엔 시팔라이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팔라이는 바콜로드에서 남쪽 방향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네그로스 섬에서 hopping 투어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180km라고는 하지만 구글맵에서는 3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차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는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만 시간 계산하실 때 마음 편하게 한국의 2배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00km가 1시간이면 필리핀은 100km 가는데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시팔라에 가는 길에 까방클란이라는 곳에 있는 마가소 폭포라는 것을 들렀습니다. 로컬들에게는 알려진 곳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로컬들만 가는 곳이라 그런지 뭐가 없어요. 1000페소 정도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고요. 식당은 입구 쪽에 테이블 두 개 정도 있는 조그만 식당을 제외하고는 식당이 없습니다. 다들 먹을 걸 사들고 와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드들에게 얘기를 하면 음식을 해서 준다고 하네요. 밥을 주문하면 쌀을 1kg에 150페소, 500g에 100페소, 그 외 생선도 거기서 직접 골라서 주문을 하면 직접 구워준다고 하네요. 치킨도 주문을 할 수 있다는데 주문을 하면 닭을 직접 잡아서 요리를 해준답니다. 저희는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입구 쪽에 있는 로컬 식당에서 대충 먹었습니다. 아, 저 월매 막걸리는 제가 갖고 간 거. <laughs> 여기가 시팔라의 비치인데요 탁 트인 바다에 그게 답니다 한국의 부산으로 따지면 송정 느낌? 요즘엔 송정에도 서핑샵이나 식당들이 많이 생겼죠 시팔라의 백사장에서 제일 고급져 보이는 호텔 메뉴가 300페소 넘는 게 없네요 둘째 날 아침에 시팔라이 비치 쪽에 있는 로컬 식당에서 아침도 먹었습니다. 시팔라이 주변을 드라이브 하다가 펄스 비치 리조트라는 예쁜 리조트를 발견해서 입장료 80페소를 내고 들어가 봤는데요. 뷰도 좋고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쌓이는 수상 커티지가 있었는데요. 따로 렌트비는 내지 않고 음식을 리조트 안에서 시켜 먹는다는 전제하에 무료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음료는 가져간 걸로 숙소는 부가나 리조트에서 3박을 머물렀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방에서 2박, 풀이 딸려있는 방은 하루만 예약을 했는데요. 리조트 측에서 손님이 많이 없다고 풀이 있는 방에서 추가 요금 없이 3박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구가나 리조트 바로 앞에 백사장이 있는데요. 리조트 입구 쪽에 보면 상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가드에게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청년들 불러서 성게를 직접 잡아서 주더라고요. 노란 부분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비싼 일식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던 성게를 필리핀 바닷가에서 먹어보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팔라이는 네그로스 섬에서 호킹 투어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 중에 한 곳인데요. 부가나 리조트에서도 호킹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요. 시간당 250페소를 계산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랑 그 사촌 동생인 꼬마아이가 저희를 안내해 줬는데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 어느 한 섬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저희를 안내해줬던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듯이 3시간의 호핑 투어를 끝내고 성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보였더니 호핑 투어 끝나고 저희를 안내해줬던 그 친구가 리조트 앞 바닷가에서 성게를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친구가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성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성게를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성게의 사촌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성게로 인해 저녁도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성게라면 이게 제주도에서 먹으면 얼마짜리야? 3박 중 둘째 날 새벽 1시쯤에 잠이 안 와서 리조트 앞의 비치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박!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하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조트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식사를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해결했는데요. 우리가 먹었던 모든 음식들 전부 먹을 만했습니다. 풀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유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막 시켜 먹고 체크아웃 할 때 둘이서 숙소값 포함 11,000페소 정도 계산했습니다. 4일의 여행을 마치고 바쿨로 들어올라오는 길에 위식 리조트라는 곳을 들렀는데요. 예전부터 물 색깔이 빨간 풀장이 있는 리조트가 존재한다고 들었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말 그대로 피바닷물인가? 자세히 보니 풀장 안에 빨갛게 칠을 해놓은 곳이었어요. 이 리조트를 설계한 사람 센스가 있네요. cottage와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요. 저희는 그냥 입장료 100페소를 내고 리조트 내부만 둘러보고 리조트 내 식당에서 맥주만 한잔하고 왔더랬죠. 세줄 요약 18라의 부가나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놀고 먹으면서 호핑 투어도 하고 성게도 잡고 은하수도 모았다. 가는 길에 마가서 폭포를 둘렀다. 오는 길에 핏빛 나는 수영장을 보았다. 끝